2020년 7월 16일 여행 구탄 초복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요거 여기가 집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하도 있고 여기가 집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가 집입니다 집 믿기 힘들겠지만 집이에요 계십니까 수가 없어 얼마 그렇게 많이 깊진 않은 것 같아 와 진짜 계십니까? 증폭이 깼습니다. 잠깐만요. 하나 둘 증폭기 뺀거 이게 증폭기 낀거 소리 틀리죠 여러분들 소리 틀리죠 소리 틀리죠 여러분들 뭐야 방금 어? 뭐야? 나 뭐 방금 뭐 봤는데? 깜짝이야. 뭔 소리야? 응? 어? 아, 예, 뭐야. 여전하구나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누구세요? 저 잠깐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? 계십니까?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? 혹시 저 기억하세요? 다시 왔습니다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 누구세요?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, 저 혹시 기억 못하세요? 2006년 누구십니까? 아, 잠깐만요. 왜 그러시, 저, 다른 분이신가? 예? 아까 집엔 무슨 향이 움직이고, 향로가 움직이고. 와 미쳤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그만 그만하시죠 잠깐만요 혹시 향 태워드릴까요? 혹시 향을 태워드릴까요 제가? 원하시면 말씀 한번 해보시죠 아씨 아깝 아우 씨 아씨 깜짝이야 씨발 내가 너무 기운이 세졌나?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 정도면은 요즘 내 스스로도 크게 웬만한면 빠꾸를 안 하려고 시즌자분들이너 너무 오버하긴 하더라 너 너무 조금 오버하긴 하더라 그래서 지금 자제한단 말이야 요즘 기도도 안 가는데 무슨 말씀이든 좀 해주십시오. 제가 도움이 되드릴 수 있는 건 도움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두 분이 같이 계시죠? 며누리도 같이 죠며누리 할매하고 할배 계시죠? 그리고 제가 보기에 어떤 며누리도 계신 것 같은데?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